Welcome to the Korean Click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Korean Click Korean class is very easy and fun to teach you Korean. Many foreigners are studying Metabus native Korean. Korean Click is an educational institute that studies Korean conversation. I'm going to train you to make and speak sentences that you're having a hard time. It's easy to have fun with Korean classes on Metabus. 한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요? 아, 요즘 슈룩 좋아요. 네, 그럼 가족이 몇 명이 있어요? 나 아, 가족이 나여명 아, 있어요. 무슨 색깔이 좋아해요? 아, 저는 파란색 좋아해요. 나이는? 나이는 스무 살이에요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해요? 아, 공부를 해요. 한국어를 한국어 영,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해요. What happened to the results of the Metabus Korean class? Something amazing happened. Nine of us are having a hard time on the Korean language test. The students passed. And learning Korean culture. Learning Korean dance, learning Korean food, talking in Korean, playing games, etc. Let's move on. And Korean Click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offers free international exchange. We will send you free gifts. I can help you guys, so I hope you get into school soon. 클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연마 학생 모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메타버스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게임을 하면서 어, 서로 친구들하고 얼굴도 만날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게임을 같이 하면서 한국어를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메터버스 수업의 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코리안 클릭에서 메타버스라는 웹사이트로 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개인처럼 할 수 있고 명사들이 외우는 거나 스타벅스랑 업무하는 건 진짜 재밌고 너무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이라고 해요. 저는 코리아 그리스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바다바우 시간에는 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바다바우에는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아리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저 학생업이라고 합니 저는 대부분 유튜브에서 <laughs> 영상 보고 한국어 공부한 스타일인데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한두 번 보면 좀 심심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게임이 하면서 재밌게 아, 웃고 재밌게 그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요즘에는 유튜브를 공부하는 것보다 아, 메타버스에서 공부하는 시간 더많을것 같아요.